다이언입니다. 지금부터 프랑스 더버 어, 회원가입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빠르게 신속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가입하세요. 어, 만약에 그 정보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발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방금 이메일 창을 열어놨는데 왜, 왜 열어놨냐면 회원가입 그 이메일 인증을 위해서 열어놨고요. 질문 과정 어, 답변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. 어 키위 바나나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고 어, 지금 이렇게 정보가 적혀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걸 프랑스어로 해본 적은 없는데 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크로아티아 서브인데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. 로그아웃해서 잠시. 아, 로그인 과정이 좀 잘못됐네. 네, 국가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아, 이거 아니지?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라고 하네요. 아. 인증을 잘못 클릭했구나. 이게 저처럼 이게 뭐지? 어. 지금 이메일 주소가 뭐지? 이제 제대로 된 일, 아까 어, friend atom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실행, 실행이 됩니다. 1번 과정 모두 체크하시고 성명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요 어, 컴플리트 눌러야 다음 과정 진행됩니다. 어, 여권 만료 기간에 아 잘못 입력했네요. 여권 만료 기간이 어, 지금보다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. 그 컴플리트라고 되었죠. 이런 과정이 되어야 이, 이 부분이 보여야지 되고 바로 다음 부분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은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할 때는 4번 과정부터 제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. from 지금 프랑스 국가번호를 알아본 거는 그 오류 과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도 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여권 정보 이런 거를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도 가입이 되는 것 같네요. 4번 과정 워킹 홀리데이가 없음으로 패스하고 5번 과정은 전부 체크만 됩니다. 5번 과정 됐고 6번 과정 또 바로바로 yes yes 네, 끝. 그리고 바로 submit 타면 되는데 4번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submit을 못 합니다. 일단 4번 과정에서 자,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음, 지금 프랑스 서버도 크로아티아와 같이 이게 워킹홀리데이를 클릭하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서버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어, auto 프로그램 방지하기 위해서 오대란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건 제 블로그 포팅을 참고하시고요. 일단 그 한국 서버는 여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어, 그것을 여기 체크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워킹홀리데이가 열린 게 아니고요. 여기 글을 보셔,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, International 카테고리가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어, co-op 비자도 지금 없고 어, 워킹홀리데이도 열리지 않았네요.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선택하지 못하고요.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